Amen. 어때? 멋지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마법 학교에서 배운 마법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를 잘 봐. 어때? 멋지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법 학교상 루핀입니다. 예, 안녕.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 입학식을 시작할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차렷, 선, 서, 하나. 나는 마법 학교에서 배운 마법을 열심히 연습한다. 하나. 나는 마법 학교에서 배운 마법을 착한 일에만 사용한다. 하나, 나는 마법학교에서 배운 마법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 바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분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발표할 때 이렇게 할거요 무릎을 흔들면서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주고 기다려요. 조용히 기다려요. 죽는 겁니다. 아무라 카타무라 야! 꽃이 피어나는 마마 그래서 마법학교 부채등 그 이극현 이 내용은 같습니다. 마법학교가 그렇게 프로 마법학교 부채 이지호 이 내용은 같습니다. 마법학교가 그

사장님이야 여기 있다가 좋아 나한테 먹어라 맥주를 주세요 아, 아 맥주? 네. 아 이번엔 잘 먹겠습니다 질성 사이다. 텐션만 네. 들어왔나? 네, 질성 사이다 주실까요? 맥주를 따라 볼까? 오잘 따른다 됐어 그만 따라 그렇지 아붕 아, 어, 아 이렇게 소시지처럼 생겼어. 소시지에 아, 그냥 얼굴. 볶으면 소시지잖아, 그지? <laughs> 소시지에 눈코입 얼굴, 눈코입 얼굴 그리고. 볶으면 몰랐어? 네, 소시지야. 몰랐어 소시지가 자라난 거죠. 맞아, 소시지야, 소시지. 소시지? 이것도 내. 소시지야. 알았다 알았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버튼 누르는 여긴 동그라미로 올라가고 여기는 그거였잖아 줄 있고 잘 그렸네